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엄마가 선물산자를 만들어줬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산자이고새일 그럴 때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뭐부터 열어볼까요? 음 그래 이거부터 해보자요 여기 뚜껑인데 여덟 개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우와! 대단하네요 여기 이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난 가위 이건 뭘까요마그거네야 그다음에 이거는 <gasps> 우와 진짜 맛있을 것같아 젤리네요. 맛있겠다.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이건 안에 뭐 있을까요?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 뚜껑이랑 똑같아요. 와 여기는 마시멜로가 붙어있어요. 여긴 편지가 있나봐요. 한번 볼까요? 펼쳐서 사랑하는 소아나 엄마는 소원이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써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거는 자 이번엔 이거 한 번 볼까요? 소원권이라고 여기는 써있어요 우와 여기 마지막에 토톡 첫 번째 헬기, 두 번째 시안이, 세번째소원이첫 번째가 봉실이 귀엽다. 이번엔 이거 볼까? 이건 뭐지? 한 여섯 개야. 뭐지? 오! 이거는 마신 뼈다귀 사탕이야. 음, 맛있겠다. 음, 이 몽실구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오! 이거는 그 봄젤리네요.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맛있겠고 너무 재밌어요 이 소원권은 내가 피달 때 써야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선저 갈까요? 고고싱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? 우와!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이건 처음 나오는 건데 어, 불빛이 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소환권을 또 짜란 하나씩 뺄 수도 있어요 소환이를 딱 똑같은 먹을 것들이 두 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자가 또 있네요 여기도 먹을 게 있네요 이번엔 여기 토토부터 열어볼게요. 예. 여기는 토같은 곰돌이에요. 여기 작은 선물들 넣으면 친구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이거는 뭐지? 이건 뭐지? 아, 똑같은 거구나? 이거는 토토같은 뼈다귀! 여기에도 편지지가 있네요.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여긴 반짝반짝 거리네요. 필스 선물로 딱 좋네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Bye. <laughs> 다음 시간에 만나요.